안녕하세요 인피니트입니다 네 우선 저희 임시 홈페이지에 찾아와 주셔서 많은 글과 응원 글 남겨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희 인피니트 데뷔가 6월 둘째 주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어, 정식 홈페이지에 앞서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또 글에 보답드리고자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근데 막내 네. 성종이가 없네요. 성종이는 아. 지금 학교에 시험 치러 갔어요. 아, 네. 아. 네, 원래 막내 성종군도 같이 저희와 함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성종군은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지금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시험을 보러 학교에 가 있어요 지금 아, 아쉽네요 아. 다음 기회에 또 성종군이랑 같이 인사하는 날이 오겠죠? 네, 네. 인사를 드려야겠죠 인사를 드려야죠 <laughs> 네. 어, 저희는 앞으로 이제 데뷔할 날까지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응원에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 많은 관심과 응원과 또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인피니트였습니다. 인피니트 화이팅!